네. 어 무슨? 어! 난 지금 침대를 정리 중이었어. <laughs> 안녕. 안녕. 나이파이 놀러 오고. 안녕. 어, 안녕 반가워. 별건 없어. 아 진짜로? 오 되게 이중 감금이구나. <laughs> 우선 나는 약을 오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음. 모기 물릴까봐 모기약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의 나름 음. 다이어트약 아 진짜로? 몇포만 <laughs> 주지 않겠니? <laughs> 나눔을 해주지 않겠니? 아, 아 고마워라 어. 오. 그 소화제 어. 혹시나 너무 과식을 예방하는 거니? 되게 이거랑 약간 대비된달까? <laughs> 이거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내 태국 이템을 소개할게 아, 와! 계속 비가 온다고 해서 아 챙겨오고 아 요즘 유행하는 라탄백 라탄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되게 싸다고 하고 그래서 좀 몇 개 좀 시장 가서 사가려고 오 사갈 걸 대비해서 이걸 또 가져온 거니? <laughs> 정말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나 무슨 말이야 <laughs> 사갈 걸 대비해서 가져온 <laughs> 선글라스 아, 안 그래도 공항에서 하나를 더 질렀어 어 그럴 리 이야 이야 괜찮아? 이야 선글라스밖에 안 보인다 <laughs> 나의, 나의 시집 한구서를 읽어달라고?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랑하기 자신의 삶, 삶이 그것들에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가슴 깊이 끌어안기 그리고 놓아줄 때가 되면 놓아주기 널 놓아달란 말이구나 <laughs> 어... 아래 그 초록색 그.. 어 그거 그거 이거는 내가 정말 창피한데 이건 지금 보니까 2014년부터 내가 쓴 건데 시를 읽고 마음에 드는 거를 그때그때 아. 받아 적은 얼마 최근에 쓴 거 보여줄까? 이거 제주도에서 한 거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아우 되게 민망하다 이거는 어디 가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쪽은 입을 옷이랑 오! 옷은 많이 안 갖고 왔어 이게 이번에 온다고 여행 온다고 온 거야 조미아 주간 <gasps> 내일 입으려고 오! 지금 이렇게 봐선 모르겠지 <laughs> 내일 기대해 어. 너무 기대가 된다 한창 이거 유행하지 않았나? 로브? 작년에? 어 로, 로그라고 하는 거예 로브 로 로그? 로그요 선생님? <laughs> 이걸 선물 받아서 아 이거는 한국에서 입기엔 음 조금 과해서 딱 휴양지랑 어울리는 것 같아. 와 어, 너무 잘 어울리는데? 그래? 음. 음, 음, 음. 마음에 드니? 왜? 어,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아 준성언니? 아니 좀더 친해지면 생각해볼아 정말? 그리고 어. 화장품을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? 별건 아닌데 네. 어 진짜 별거 아니게 가져왔네 <laughs> 아, 특별하진 않아요 화장품이랑 아, 택이랑 아, 클렌저랑 선크림을 두 개나 아 세 개 갖고 왔어 어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? 얼굴 너무 탈까봐 아 수시로 진짜? 바르려고 이건 데오드란트 티슈 바디로션 잘 안 바르는데 그래도 화보 촬영 위해서 바디로션이랑 어. 메이크업 리무버 어. 이건 내가 정말 좋아 몇 년째 쓰고 있는 건데 피부가 정말 뭐가 올라오거나 했을 때 음. 상시로 바르는 상비약 음. 같은 거 어, 근데 몇 년째 쓴 것처럼 보이는 걸? <laughs> 어. <laughs> 세월의 흔적이 보인다 여기 찍어도 되는 거 맞죠? 저 다시는 해외 못갈것 같아. 네. 처음으로 공연 되게 최초 공개. 어, 나 부끄럽다. 아. 그럼 이만 자러 가볼게 나는. 내일 아침에 조식 먹을 때 봐. 안녕. 안녕.